냄새가 Thank you 고양이 이상한데 이 뚱땡이 되게 커서 그런가? 그 스위트홈의 그 괴물 같지 않아 이거? 또거 봐봐봐 스위트홈의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. 이거 어제 만든 그 샌드위치고 여기에는 3단 도시락을 넣었어요. 이렇게 수저, 손, 손소독 티슈, 물티슈까지 있고 왔어요 <laughs> 여긴 어딘가요? 어, 예. 예.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올라가서 볼까? <laughs> 오. 예쁘다 어. <laughs> <laughs> 벚꽃이 그냥 떨어져 있어요. 와. 음. 짜잔 짜자짜 짜자짜 짜자짜 전부입니다 기대됩니다 <laughs>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은 괴물 소세지 <laughs> 좀 데워놔가지고. 네. 네. 야. 오, 어, 냄새. 왜요? 라라란다 미쳤다. 샌드위치. sandwich too. 맛있어. 음. 지난번에 만든 칠리 새우보다 더 맛있어졌네. 개물무늬 소세지 이랑 궁합도 뭐 잘 맞아. 음. <laughs> 괜찮아? 딱딱하진 않나? 음, 나쁘지 않아. 음. 거시 고추장 맛이 조금 센데 <laughs> 뭐야? Cheers. <laughs> 야 시간 많은 그 부르주아 뭐라 그래 시간 많은 백수 같다고요? <laughs> 리얼로 그거 해도 돼? 썸네일 <laughs> 진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열심히 먹으며 스타무스타무 하는 남편 기계 오물오물 머리 다 풀었어. 여기 많이 올라가요.